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빨리 영지야 우진아 우진아 형아 없어 이제 가자 나가자 형아 간다 형아 간다 간다 형 한다 형 한다 이제 중지야 형 한다 형 한다 한다 하나 하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애지마 간다 애지마 간다 애지마 간다 애지마 간다 <laughs> 형 어떡하지? 형아 싫어? 싫어요. 에이지는 나가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